안녕하세요 데이터야 놀자입니다 데이터의 놀자에서는 특허 데이터, 논문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빅데이터 전처리 과정과 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겉에서는 알 수 없는 복잡한 가치들을 찾아낼 것입니다. 보통 특허 데이터와 논문 데이터라고 하면 조금은 어색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.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. 특허와 논문을 알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. 우리는 여기서 이 세상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는 것입니다. 현존하는 많은 기술들, 국가들, 기업들, 대학들을 분석하는데 특허와 논문 데이터가 필요할 뿐입니다. 그럼 지금부터 그 내용을 소개할 텐데요. 먼저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기술이 있다면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선도하고 있는 기술과 미래에 주목할 기술이 무엇인지 분석할 것입니다. 두 번째로 최근의 기술 역량이 커지고 있는 기업들을 분석하고 세 번째로 그 기업들이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진단해 보겠습니다. 네 번째로는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력을 객관적인 수치로 진단하여 보겠습니다. 이러한 진단을 통해서 기업들의 현 주수를 알 수 있는데요. 그들의 연구 방향을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요? 마지막으로 예측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기업 간의 기술력 격차를 예측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러한 모든 과정은 아무리 과학기술 진단 예측 플랫폼을 이용해서 분석되는데요. 먼저 블록체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든 과정을 실행해 볼 예정입니다.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.